안녕하세요 도구아치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만으로 구독자 만명을 달성해 버렸네요 결국 뭐 여기까지 왔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냥 딱히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방식대로 직전 리뷰하였던 카시오 W218H e 시계를 제가 직접 구입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왕 기분 좋게 쏘는 거 좀 더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30개 참여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그냥 아무 말이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계를 뭐 드릴 테니까 구독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구입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에디터 에디 둘이서 그냥 마음대로 30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감 시간인데 지난번에 이틀이나 드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조금 짧게 응모를 받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평소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기 위함이 목적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주의사항 최소한의 구독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정보를 공개로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마감 시한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밤 11시 59분 PM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두고어치였습니다.